부딪혔다 그니까 도로로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떨어지면 돼 <laughs> 도로는 어 필요 없어 그냥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원래